저는 지금 그다인스크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강바람 맞고 날씨 좋은 이런 환경에서 와우 If it's free I'm gonna ride it 우와 taka średnia, nie? Jakie wy byliście? Gdzie pojechaliście? Wow. 아 이게 그다인스크구나? Taka Yes. Not the end. <laughs> okay. 아이고. 그래도 대박이다. Like 제 뒤로 그단스크 시내가 보이네요. 여기 주변엔 이렇게 많은 벙커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반지의 제왕 호빗집 같아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잘 쉬다 갑니다 예스 예스. Nothing, nothing. 저는 지금 소포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. 아쉽다. 수영복 챙겨올 걸. <laughs> 근처에 이런 시장도 있네요. 여기 뭔가 느낌이 태국 푸켓 정신론 쇼핑센터 근처 느낌 나요 바닷가인 점도 그렇고 많은 상점도 그렇고 제 뒤로 보이는 게 부둣가예요 입장료는 8주워티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입장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박물관 내부입니다 솔직히 약간 방공호 들어온 느낌이에요 여긴 이렇게 긴 통로 옆으로 옆에 전시관이 있어요 오빠 간다 아이고 여긴 뭐 내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돼 있냐 아. 아휴 진짜 아 진짜. 다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진짜 그다인스크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방문하세요 지금 제가 온 곳은 성모승천 대성당입니다 아멘 be. 올리바 공원입니다. 아, 좋다. 와, 이런 길 진짜 대박이다. I think it's mess right now, so we should wait. Mm -hmm. Or maybe no. Did they? I don't know. 아이고.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 엽서 같네 엽서 아이고 <laughs> 예쁘다 야 이거 해적선이네 스폰지밥 생각난다